자 4대4 모드 아 맞다 이게 skill이 있다고 했어요 어? 누구 못 들어왔네? 뭐 이,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이게 스킬 쓰는 건가? 음흠. 스킬 그냥 보여주는 거구나 빰! 빰! 빠밤 빰! 빰! 음, 아 이게 나가면 누가 들어와주네 야 워렌 멋있다 멋있어 워렌 최고다 잠깐만 오케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친구들 아난 4대4 오 사무라이 멋있어 멋있어 7 6 5 아씨 어 전장 로딩 중 네 드디어 4대4입니다 크, 이 얼마나 멋집니까 한 명보시야한 명 나갔어 <laughs> 쟤네 한 명 나갔어 아 저게 랭크인가? 지금 내가 8랭크야? 그러면? 이게 게임을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그 전에 없던 그런 포맷이라 AOS의 액션을 섞... 뭐... 뭐 아무 난투 게임? 개판? 개판 게임 컨트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아 이게 rank인가봐 Steam 게임인데 지금은 이제 일단 close beta라 Ubisoft에서 이제 유 네, 물론 유료죠. 이제 지금은 Ubisoft에서만 close beta 신청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. 이거지, 이거. 공성전. 자, 가자! 어이구, 죽었어. 으... 가자! 가자! 야, 크, 박진감 넘칩니다. 전명 전명 넌 죽고 1점 어? 뭐야 A 뺏겼어 벌써? 야 우리 C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야얘 죽여 죽여 죽여 <laughs> 죽여 너너너 일로와 어디 가니 일로 오렴 이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<laughs> 아이 저왜 이렇게 잘뛰어 <laughs> 일로와 일로와 야 몰아놨다 몰아놨다 에이씨 엥? <laughs> 어 뭐야 어 잡았다 방금 뭐였어? 내 미니맵도 잘 안보이네 오케이 여기 싸우고 있다 한번 긁어주자 핫. 핫. 이거를 라인도 잘 유지해야 돼 핫. 찻. 어이구아 기력이 없다 기력이 없어 헉헉 헉헉 야 근데 씨 아무도 안 먹었어? 야 지금 애들이 초보라 잘 모른다 뭔가를 야 일단 가서 가서 씨부터 먹고 오케이 점령하고 야 우리 팀 발리고 있네 핫 슈. 어, 빨리 내려가지 텐데. 기다려봐. 자, 형이 살려줄게. 기다려봐. 어, 친구들 다 죽었어. 어, 야, 야, 야, 잠깐만, 잠깐. 만 야, 몇 명이야? 아, 돌겠네. 야, 저, 저렇게 많으면 어떡해. 야, 야, 야, 야, 야. 2대1 오버야 2대1 오버 어, 씨. 그렇지 우리 팀 잘한다 야씨 들어와 아야야야 야, 야, 너무하잖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친구들 이건 좀 아니지? 니네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? 양심이 있니 니네가? 이씨 야 니네가 양심이 있어? 어? 양심이 있냐고 어우 야 야야야야 야씨 이게 뭐야 <laughs> 퀄 낮은 시벌리라뇨? 퀄 높은 시벌리지 1 respawn. 오케이 다시 가자 야 우리 팀 발리고 있는데? 기다려봐 야 아, 이러면 안 된다 야 CCC 뺏겼다 CCCCCC C로 갑시다 허차 허차 허차 허차 이러면 한 놈이 기다리고 있겠지 어 없네? 그러면 빨리 점령하고 어? 뭐야 이게 엥? 어? 뭐야 다 튕겼어? 엥? 띠용? 뭐야 이게?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? 야 다 보수로 교체된 거 같아 좋아 좋아 밀어 밀어붙여 밀어붙여 차 어이씨 뭐야 어아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네 일부러 캐주얼하게 만든 거죠 너무 만약하면 안 되니까 어저 피한 어야 미안 야 팀을 때릴 수도 있구나 야 이거 잘해야겠다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점령하고 말해 갑시다 지금 점령을 했으니까 어? 다 점령했네? 오케이 저, 저 사람만 잡으면 된다 어 뺏겼다 아씨 일로와 일로와 아, 어, 어있어 일로와 일로와 씩씩씩 야, 씨. 야, 도망, 야, 도망쳐? 야, 야, 야, 도망쳐? 오, 야, 튀는 거 봐. 오, 야. 야, 야, 쟤 도적 너무 빠르다. 도적 너무 빠르다. 아. 이게 트롤짓도 <laughs> 되 아, 근데 트롤짓 조금 힘든 게 팀한테는 딜이 조금 들어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트롤짓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야씨먹었다 C, C 가야겠다 초보자 진입장벽 확실히 있어요 초보자가 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탈탈 털릴 것 같아 어딨어 하, 아씨 아 1대1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차징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잡았다 C구역 점령하고 그렇지 빠르게 떠납시다 이거를 여기 우측 하단 보시면 아, 근데 이게 4대4다 보니까 이런 라인 관리도 필요해요 아니면 점령이 느려져 씨. 저, 저, 저 아군이란 놈이 자꾸 날 치네 아니 데미지는 없나보다 그냥 모션만 있지 이렇게 라인 관리도 중요해 여기 여기 이, 보시면 이제 가운데를 저희가 먹었죠? 삐 B, B 구역을? 삐 구역은 전명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명인데 자 일단은 그런 거 필요 없고 3대1로 다구리를 한번 쳐볼까요? <laughs> 야나 그만 때려 나 그만 때려 오케이 레벨업 했다 그만 때려 이놈들아 와 좋아 복수는 어떻게 쓰는 거지? 아, 오, 야, 야. 야, 씨. 야, 너무한 거 아니냐. 어, 쟤왜 이렇게 세? 어, 야, 야, 야, 야, 씨. 야, 도망쳐. 씨 쫓아온다 <laughs> 살려줘 으악 안 쫓아오겠지? 야 미친 어디까지 쫓아와 야 세상에 어 아씨 <laughs> 야쟤 어디까지 쫓아와 미쳤나봐 야 지겠다 안돼 안돼 아이고 졌다 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생존과 전투 막 밀리는 건가? 오케이 잡았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씨야 뭔가 우리 팀이 죽어나가고 있어 야 안돼 전명해야 돼 전명해 전명해 살려내야 돼 아이고 안돼 우리 팀 오케이 전명했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비도 먹고 어 뭐야 너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다구리 앞에 장사 없어 이 새끼야 <laughs> 아이 쟤는 왜 자꾸 날 쳐? 여기도 먹어야 돼. 여기 여기도 먹어야 돼. 아, 차. 얘 잡을 때마다 체력이 차네. 하차 그렇지. 삐 삐그 우리가 먹었다. 오 이거 승리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? 일로 와. 야야야야 아, 야야야야야 너무하잖아. 오케이. 야야 얘들아 조져. 얘들아 촉쳐. 얘들아 촉쳐. 야 탁월 앞엔 장사 없네 어? 타굴 앞엔 장사 없어 이 새끼들아 응? 기다려 오케이 여기까지 안전하게 먹었고 다 먹었습니다 상대팀 진영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씨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꾸 야 다굴 앞엔 장사 없죠 다굴 앞엔 장사 없다고 야씨야 다굴 앞엔 장사 없어 어씨 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뭐 맞았어 오야야 어, 야씨 어야 야 야 쟤 화살 쓰는데? 나 체력 회복할 거야 야 잠깐만 2대1이잖아 야 2대1이잖아 2대1이잖아 2대1이잖아 2대1이잖아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잠시만 야 우리 팀 지고 있어 또 어디 뺏겼니? 이씨 야야야 3대 3대 3대 3대 인간적으로 아니야 <laughs> 졌어 <laughs> 아으 졌어 <laughs> 야 그래도 내가 나 목표 7개나 먹었는데 최대는 아예 안먹었는데 우리 팀은 아 이거 팀 탓해야 되네 어쩔 수 없네 이거 팀 탓을 아이 나는 잘했는데 우리 팀이 못해서 졌어